<laughs> 할 수 있겠지? 자, 해보는 거야. 따라해봐, 설아. 옳지! 옳지! 옳지 조 옳지 미 옳지 솔 옳지 알겠어? 오케이 한번더도 옳지 미 옳지 썰 옳지 <laughs> 설아 이번엔 누나가 노래를 하나 알려줄게 <laughs> 잘 들어 <laughs> 와우. <laughs> 할 수 있겠지? 자, 해보는 거야. 시작. 미. 옳지. 자, 이번엔 도. 자, 도. 옳지. 시작. 미. 옳지. 옳지! 허리가 미, 도, 옳지! 네, 미, 미, 미. 옳지! 잘하네! <laughs> 서리가 시작해. 자. 옳지 미미미 옳지 잘하네 이렇게 똑똑해? 어